여러분 저희 드디어 헌역 왔습니다 여, 여, 뒤에 커플인데 어떻게 오늘은 어, 두 번째 온천을 가는 날 응? 말했어 자 다시 여기 가면 다시 찍자 알아들어? 내말 어? 자 일단 우리가 두번 하이 하이 자 오늘은 지금 촬영하시는 분은 빵 자 일단 오! 우와! 우와! 자 <clears throat> 일단은 오늘 촬영해주시는 분은 유카의 둘째 누나입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성격어? 놀고 놀 <laughs> 고こ見てくだ 온천 마을인것같네요와あここだ本当うんゆう 아, 어, 오늘 오랜만에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 둘만의 시간이요? 난 이거 뭐야? 카고 어? 이거 뭐예요? 으시 그렇지 으시 きますよあらららえワンちゃんなちゃったあの撮影ちいちゃんですからねこれったらあの音が入んないよねこれぐらいで全然これぐらい、うん、今日が2回目の温泉です 우와. 와, 근데 그리고 캐시야 음. 치장 밑에? 아, 치장잖아. 아, 치장 못 밑에. 이 네, 그래. 음. 오늘 우리 오랜만에 음. 이제 말 잘한다 응. 생 말고 시? 자, 네, 안녕하세요 자 보자 이번엔 어떤가이? 음. 오. 예. 오, 니혼볼. 어. 네. 에. 하나, 둘, 셋. わわ見えたわすごいなんかすげえロボホの君すごいすげえいいですねルハンちゃんあってちょうん、マーメもうやろ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やろうね死んだんりね아이렇게오늘도예쁘시네요 빵! 일단은 뭐 이런 식의 다다미바 이렇게 준비된 유카타 음, 루아니코도 있고 이렇게 여기 보면 일본스러운 문와 완전 일본식 옛날 와 완전 2매까지 쌓은 컵입니다 야 우리 박호음도 배워야겠어 이야 이거 뭐 이거 이게 다 공짜야 유카? 아닐 것 같아 그치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웰컴 케이크 로한 와 아빠 혼자 먹는다 이거 이거 아빠 뭐였어 로한 로한 로한 사겠다 못 사겠어 음 그냥 딱 웰컴 케이크 ちゃんとコンビニ行ってきますかわいだい3回3回ほらもうこんま同じやんもう3 <laughs> 回なのにどこ行くの <laughs> ゆかと同じでねさすがこの家族は2 <laughs> 回2回2回1回1回ああ1回1回じゃない 내려가라 계속해. 아니요. 온생 음, 까먹네. 오케이. 절로 가면 남탕인가? 남탕? 여기가 레이디스 여탕. 온나 거 봐. 아테리였나? 마치 아테나이네. 마치 아나이네. 저 생기 안 나. 음. 음. 자, 이き ますか? 아, 일본에 오시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여탕이랑 남탕이 가끔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今からあの服着替えてちょっと遊びますか? H2 H2 H2 it's içli かわいい緊張してる

こう予約して今から入ろうと思います처음으로세세시서온천을하는음와수고하 ちねえワンかわいいー、えー、むむむあむ Mamãe. Hum. 음. 야 있네. 음? 여보 여기 저기 술 취한 아저씨도 있네. 아저씨 저기서 좀 딴 데 가서 마시면 안 돼요? 여보 오늘 우리 m a y i e 입질잖아요. 오. 飲みますねゆさん何なんかスナックなのここ小指小指 마미단이 뽀뽀하면은 줄게. 아, 어나 내가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즐거운 왜 그래? 아, 사기 됐다. 와, 이거 쓰나? 오, 와, 와, 와. 아. 공항 답변이 이기마. 로하니 밥 먹으러 가자. 오. 예, 수고. やばええー、お父さんどれぐらいお金使ってんですか、えー、お父さん、まあ、ねいやお父さんこんな使ったら、う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お父さん、んいいねゆっくり食べようね <laughs> 熱乾杯熱熱乾杯乾杯熱乾杯熱乾杯無理でしょうじいちゃん <laughs> 乾杯お父さんお母さんの健康はい 二章だ。第二でいただきます。うん。うん、はい。あ、だね。マのだけ。トラコ。うん。うん。まあ全然。日、四日、うん、当分いるわな。 Gracias. 大丈夫ですか奥さん大丈夫ですか로한 소친이 그? 걸로 갈 거야? 아빠랑 갈래 엄마랑 갈래? 로한이가 결정해 루앙 거기 가고 싶어? <laughs> 그렇지 아이 착하다 오! <laughs> 와! 쌍남자네 역시 와! <laughs> 건니치와 로하나 아이샤 <laughs> 한 던지마 로아나 거기 안돼 거기 물이야 물아 거기 물이야 물 로아나 던지마 일로 가자 안돼 안돼 안돼 오 와. 로아니 깔끔하네 나쁘지 않아? 괜찮아? 오케이 샤워 샤워 엄마 샤워 샤워 응 샤워 샤워 저르완이 샤워 샤워 루안이 어땠어? 어, 그래도 있었다. 음, 또 맛있겠다? 음. 네.

あママタとうそれでは今日も最後まで見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の動画で会いましょうバイバイ、えー